welcome back to my channel. If you're new here, hi, I'm Jess. Become a part of our channel by clicking that subscribe button and ding dinging the bell to get notified every time I upload a new video. Today we're going to be reacting to some BTS content, to Peeper's Eyes. We're going to be reacting to the Disney Run BTS episode, which is episode 109. I want to thank, um, so I got hiccups. I want to thank Josie Octo, Oct. TV, I think I'm saying that right, um, for uploading this onto YouTube so I can see it and so our people can see it. Um, I'll leave a link to that channel down below so you can go check it out for yourself so you don't have to hear me talk over it. Um, and without further ado, let's just get in to the video. Oh,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Get out of the way. Who is this crowd? Hakuna Matata. Good work, by the way, the person who did that, The Lion King. 빌어먹을 놈의 무파사. 일주일을 앉지도 못하겠어. 손가락만 발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면 우리가 왕 노릇을 할 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뻔스럽고 털 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못생겼어 오 <laughs> 사자들이 그렇게 형편없진 않을 텐데 냄새 사자나 성토하는 중이야 스카이 형 무파사 맞아 그랬군 공포의 대상이지 이마들어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 무파사 아무도 무파사 무파사 무파사 무파사 정말 재밌어 머저리 뭐 셋이 잘들 노는구나 하지만 너 우리의 친구잖아 그럼 너도 머저리겠네 뭐 이런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사자새끼들을 눈앞에 갖다 바치면 그거 하나 잡아먹지 못하다니 정말 무파사 막였을 잡아먹고 든단 말쇼. 맞아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사를 죽여? 바로 그거야. Yo, that was amazing. I mean, we're not halfway through, but I just want to say that was awesome. Did you see how good someone get BTS to do a Korean <laughs> The Lion King because I'm telling you now, we would watch it, we would all sit there, one, two and three, get BTS to do it, or we would sit there and we would watch it for days, I'm telling you now. That was amazing, I love that, their acting is so good, the characters fit them perfectly, and J-Hope's, uh, but RM, oh sorry, sorry, Nam June, I keep saying like, I'm so used to saying both that my brain's just stuck in it. I'm June his laugh just had me dying, like, at the beginning. He nailed that perfectly, like, <gasps> oh my god. And then we have, um, Jimin, um, and then we have also Jin as well. Or should I say, Soak Jin, and then obviously we've got Park Jimin, but, you know, whatever. Um, did their part, so, and then we got Hoseok as well, who came in and did his part. That was amazing. Oh my god. Well, yeah. So, like, that's crazy. They did their characters amazing. If I keep saying both of the versions of their names, I'm sorry, I'm just saying both. I find it, like, I remember saying by the um, like, RM J Hope and all, or instead of saying Kim Namjoon, Kim Seokjin, Min Yoongi, Jung Ho Suk, Park Jimin, Kim Taeyoung, you know, Jin Jungkook and all that lot. So I said to Jungkook, not Jungkook. Sorry. 부셔졌어. 고치려면 며칠은 걸리겠어. Hailing his buzz. Got 버즈 it. 라이트이어 항해 일치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 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복성의불 시작 <laughs>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안녕. 없다. 안녕 나 때문에 놀랐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아 또 한 가지 아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이로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 아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연구을 시작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를 건질서 언제야 누구야 꼼짝마 소지마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 그래 다 앤디의 장 잠깐만 좋아 그럼 모두 올라가도 돼난 버즈라 디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어, 네가 공룡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하는 거지? 보여주시 버즈라 디어 출동 어? that someone make Yoongi's um, and Yang, Woody sort of thing into a text tone or into a text tone because I'm telling you now, I'm going to set that as my text tone if that's a text tone. <laughs> I'm not kidding. That was amazing. Someone do that if you've done that. Let me know because I want that because that was absolutely adorable. Let's go back and see that one more time. Okay, let's go back. Uh, where is it? Okay, here we go. Oh my god, I have to do this again. 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안녕. 아이고, 나 때문에 놀랐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우디.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아, 또 한 가지. 아, 지금 모르고. Like, t e l me t a t isn't cute. Oh my god. Okay, right, let's go into the next one. can't, but I am just shocked. That was like so amazing. I'm not even kidding. Like, alright, moving on to the next one. Oh, excuse me. Ignore the play in the background. There's nothing I can Get do. Who is this crowd? It's t o p i a Nice. Okay, let's do it. 조회 금방 끝날 거라면서 너 나무늘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주토피아에서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이치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음 주디 홉스순경입니다 일할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요. 음. 오늘 좀 기다려. 방문하신 네 듣자니 차적 조 목적이 네, 네 듣자니 차적 뭐죠? 네 듣자니 차적을 좋아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이구 T 뭔가요? 어, 이구 THD 영상 이하고 구의 THD 영상 T HD 영상 H D 0이랑 3 D 응? 0이랑 3 0이랑 3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돼 좋지 네. 좋아 낙타가 혹이 3 개면 뭘까요? 모르겠어 뭐라고 불러? 그 혹이 세계인 낙타. 혹이 세 개인 낙타를 임신부. 완전 아, 이제 제발 조회나 집중. 자기. 어, 잠깐 잠깐 잠깐. 프리실라. 왜 그래? 플래시 뭐? 라고 부르게 호기생인 낙타 인사 못 뭐 됐죠? 아, 정답이지 다 알았네 세계인 s o a n n o y i n 있어. 이거 THD 소주는 바로 툰드라 타운 리무진 서비스. 오토톤의 리무진을 탔고 차는 툰드라 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이자고. 정말 번개 같았어. 사랑해. 밥 살게. Yeah, that was really good. Oh my god, I love that. Like, I really do. S- BTS, please make more. Please just make your own, like, Disney parody. And then just, like, um, do it, just one Disney movie. I'm sorry, just do it. That'd be amazing. Like, oh my god, I love that. So, go check out The Forward Yourself Without Me Talking through it. So that'll be linked in the description for you so you can go check that out and you'd have to have me laughing, giggling or talking in the background. Um, I highly recommend. Or you can check it out on VLive if you have your own VLive. You can go uh, follow the BTS members on there, uh, BTS on there and watch their VLive run episodes. I've been keeping up with some of them. I actually need to catch up with a few of them because I'm a little behind. But with that being said, that's going to be the end of my reaction today. I hope you guys did enjoy. If you did, then we can hit that subscribe button and also ding the bell so you get notified every time I upload a new video. And I will see you all in my next one. Bye guys.